지난 오늘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뒤를 돌아 내 자신에게 물어봐 입에 불칠한 듯이 대답이 안 나와 술 마신 다음날 숙취처럼 천천히 올라와 소주 맥주 양주 안 가리고 다 삼켜냈지 김주의 기둥주자 술주자 대마냥 마셔댔지 세상은 다 그랬지 그 속에서 죄만 써같이 소개할 때 넘어갔어 신을 자청했지 y y 나를 위해 자신을 믿었어 오, 교회를 다녔어 단공 오, 오, 옛 추억이 돼버렸어 그런 나를 인도한 건 언제나 나 기다리던 예수 그였어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어린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Jesus is the way y o u 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l i f e o n my path 예 말씀만 따라갈래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 대신 와리오 생명이며 길리고 진리 참고도 나무고 우린 그 가질 뿐이지 정말 알기 쉽지만 어렵고 힘든 길 나도 약한 양이지만 두렵지 않아 어떤 일이든지 I know I'll be sad cause it said I will search for the lost and bring back the strays 발걸음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불안해하지 않아 그저 믿고 따라가면 돼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Jesus is the way now Jesus is my way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yeah, yeah, yeah, Jesus is the way life This is eternal life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님 하는 삶 This is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하는삶 This is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님 하는 삶 This is eternal life This is eternal life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고하는삶 Jesus.